식단 관리를 하지 않는 제 평소 식사 메뉴와 무난하게 유지하는 눈바디 사진입니다. 저는 일반적인 닭고야 다이어트가 아닌 식욕 안정화 탈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6년이 되었고요. 탈다이어트 2년 차엔 한 번 먹으면 왕창 먹는 폭식증이 사라졌고 4년 차엔 외식, 회식, 여행에서 살찌는 게 사라졌고 오히려 빠지고요. 6년 차인 지금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먹는 게 너무 귀찮아져서 건강을 위해서 아 너무 안 먹으면 안 되겠다. 나 운동할 힘 있어야지 하고 노력해서 먹는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 약간 소식 공식의 too much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솔깃은 한데 오, 나도 저렇게 하려면 6년이나 걸려야 되나 싶으시죠? 식욕 안정화에 개인차가 많지만 빠르면 일주도 가능합니다 이미 제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저와 비슷한 탈다이트 life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식욕 안정화를 커리큘럼화 시킨 3주 식사훈련에서는 2일차에서도 큰 폭으로 식욕이 안정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닌 탈다이어트로 내 삶을 즐 즐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식 공식만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저는 오랫동안 탈다이어트 온전히 먹기를 강조해왔어요 온전히 먹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영상에서도 충분하니 정말 초 간단히 요약해서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음식에 대한 진짜 만족은 양이 아니라 맛에서 와요 그렇기에 음식을 먹을 때 대충 배에만 마구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한 입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맛 얼마나 많은 맛을 느끼느냐에 따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법 미각을 활성화시키는 식사 복사법이 온전히 먹기입니다. 이번 영상 소식 공식 에피소드 3에선 탈다이어트의 핵심 온전히 먹기가 바로 가능한 식사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기존의제 영상 제 탈다이어트 이야기를 아는데 나는 온전히 먹기가 잘 안 돼서 속상하셨던 분들은 이 훈련 한 끼만 해봐도 이후 식사가 바로 달라질 거고요.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온전히 먹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다음 한 끼에 이 훈련법 한 번만 해보셔도 다이어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샌드위치, 종이, 볼펜 샌드위치는 어떤 메뉴든 좋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직접 만든 것만 제외하고요 자 1단계입니다 샌드위치 내용물을 최대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입 딱 한 입만 먹고 재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 식빵, 어 당근, 어 이게 소스가 머스터드인가 맞는 것 같은데 치즈도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렇게요 입 안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2단계 단계 이번엔 내용물을 확인하시고 내가 몇 개의 정답을 맞췄는지 채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뭐를 놓쳤는지 3단계 두 번째 한 입을 먹고 정답을 보면서 입 안에서 재료를 역추적해 주세요 음 당근 오케이 찾았어 음, 왜 단무지는 안 찾아지지? 햄 맛은 생각보다 안 느껴지네 아 찾은 것 같다 이렇게요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고 남은 샌드위치는 3단계처럼 한입 한입 재료를 충분히 느껴가며 드셔주시면 됩니다 다 드셔도 돼요 이방 방법은 제 14강의 초반에 구성된 미각 깨우기 레벨 1 훈련법인데 이건 그냥 꼭 해보셔야 됩니다. 듣는 거랑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. 이 방법 한 번만 해보셔도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. 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.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럼 하고 싶어질 거예요. 이 훈련 한 끼만 진행하셔도 아 온전히 먹기가 이런 거구나. 내가 그동안 미각을 그냥 재워두고 있었구나 싶어져요. 한 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. 물론 어떤 메뉴를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내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온전히 먹기 난이도는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한 번만 미각을 충분히 잘 깨워줘도 나머지 식사에서도 무난하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도전해 보신 분들은 내가 샌드위치 재료 몇 개 맞췄는지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한 번 도전하셨을 때 몇 개 맞추실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맛집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고요 오늘 영상에선 소식, 탈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온전히 먹기를 어떻게 하면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제 온전히 먹기 영상이 꽤 오래돼서 이거를 리뉴얼 할까 하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너무 과거 영상이라서 좀 쑥스럽긴 한데 <laughs> 내용에 대한 제가 전했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이 동일해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보다 이 훈련법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먹기에 대한 이론은 제가 한 번 더 댓글에 정리해 둘게요 그럼 소식 공식 에피소드 에피소드 4 다음 시간엔 세상의 모든 한식 메뉴를 포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. 안녕